살 어렸던 차루가 미국 아이들처럼 나이를 신경 안 쓰고 자신을 대하는 태도에 진수가 종종 불만을 내미쳤다고 합니다. 몇 번의 부딪힘은 있었지만 당시 차는 진수의 생일 파티에 도울 만큼 진수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진수의 생일 파티는 자루가 진수의 큰아버지 집에 와서 평소처럼 격식 없이 행동을 했던 게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나 큰아빠의 어깨를 함이 이는 거예요. 야마 한국놈이면 난 40년 여기 서 살았니까 오늘 본방 중에 하이야. 한국 사람 모르는 만면 안녕하세요. 이거 인사를 해야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2, 3주 전에 진수가 찬우에게 그런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주 체육 시간에 마주친 두 사람이 말싸움을 벌였고 급렇게 주먹질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장우쓴 진술서 역시 이와 같은 내용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내레 검찰은 경찰의 기소 요청에도 불구하고 4개월 만에 장우를 그게 가 때까지 부모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몰랐다고 합니다. 제가 불기소 처분이 났으면 분명히 검찰이나 경찰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피해자한테 뭘 메일이든 우편이든 뭐가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지금 5년 동안 받은 게 아무것도 공식적인 거 없잖아요. 우리는 직접 베레이로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there was an incident back in 2010, and uh, we wanted to ask Mr. Tony uh, about the case. It's, very hard that he's here but not here back then. so Сам, наверное, хирурги на мать не 정확하게 또 알려줄 수 없다는 겁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은 분리소 이유를 알고 있지 않을까. 수사를 지휘했던 팀장님이 은퇴를 한 후였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현재의 팀장이 당시 사건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be uh, pushed and punched, um, defended himself, and he punched uh, Jin mm. back. And that caused him to fall. When he fell, he hit his head and caused an injury to his head. His head he was transported to the hospital, and he died later at the hospital. Does that occur quite often in Los Angeles? It is not. It is a rare instance. It doesn't happen very often. LA에서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사건. 검찰은 왜 기소를 하지 않았던 걸까? The district attorney's office felt that this was a case of mutual combat and that actually uh, Jin had been the aggressor. He initiated the fight, simply uh, defending himself. It was not his intent to cause serious harm or death to uh, Jin, and so they declined prosecution. So uh, they're saying it's self-defense. Yes. In, in, in essence, basically, it was self-defense. 당시처는 진수가 먼저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 싸움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싸움을 목격한 학생들 또한 먼저 공격한 사람이 진수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진수가 찬우에게 주먹을 날리고 난후 찬우가 진수에게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움을 시작했나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마 지주가 먼저 주목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 정당방위 범위가 넓은 미국에서는 찬우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보고 불입서 처분을 내렸던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리에서 수십 년간 경찰로 근무한 로운 김 씨는 경찰이 살인으로 기소 요청을 했는데 검사가 기소조차 하지 않는 건 다소 이례적인 경우라고 얘기합니다. 사또학원 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한국보다 여기가 법이 더 세고 또 여기는 법대로 집행을 하니까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기각을 하고 넘어갈 케이스는 성공. 왜냐하면 사리 입죄는 피하더라도 또인도 폭력은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대로 그냥 네. 기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쟤또 카페 틀어놓으면 저렇게 아장거리네 검찰이 기소를 포기한다는 등등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 들어가면 한번 찾아요 such serious charges such as murder there has to be a very strong